안녕하세요 게으른스프입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희 집 침실하고 거실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드레스룸은 한 번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옷방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이유는 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특별히 막 엄청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솔직히 지금 이 방 상태가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어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좀 최근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 제 재택근무 영상에서 보셔서 이미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방을 홈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화상회의를 할 때 지금 딱 화면에 보이는 구도 그대로 제 방이 직장 동료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뒤쪽에 옷이 너저분하게 걸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아, 이거를 좀 어떻게 배치를 바꿔야 되나 근데 답이 저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어, 시수피라는 인테리어 컨설팅 업체에서 저의 이런 홈오피스 개선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실 수 있다고 연락이 오셔서 서재 방에 대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과연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이 방이 어떻게 바뀔지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게으른 스푼 어, 시수피라는 서비스는 원하는 스타일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 디자이너분이 제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와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 어, 시숲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누르고 몇 단계의 간단한 설문만 끝내면 솔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은지, 무슨 이유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은지, 지금 공간의 가구는 얼마나 있는지, 어떤 스타일로 꾸며지길 원하는지를 선택하면 결제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basic 프로그램은 한 개의 컨설팅 카드,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총 6개의 컨설팅 카드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공간별로 고quality의 4K render shot을 5장씩 받아보는 것과 그리고 가구나 소품들의 구매 링크를 제공받는 건 basic과 프리미엄 모두 다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테리어 취향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 사진을 선택하는 단계도 네, 있어요. 스타일링을 받고 싶은 공간의 사진을 4장에서 8장 정도 업로드를 하고요. 간단한 방 사이즈 도면을 함께 전달하면 모든 단계는 끝이 나요. 게으른 스푼 시숲 홈페이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카톡으로 어, 전담 배정된 디자이너분의 연락이 와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에그 가구 배치도 같은 것들 그리고 저의 인테리어 취향 등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물어봐 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결과물이 제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처 프로젝트 그 생성 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던 제 고민사항들도 이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바로바로 바로 작은 솔루션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편했어요. 게으 스푼. 오늘 디자이너분께서 제가 의뢰한 작업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 시습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제 프로젝트를 살펴보니까 진짜 이렇게 솔루션을 해주신 이 결과물들을 쫙 살펴볼 수 있네요. 실은 지금 이 결과물은 저랑 같이 카톡을 통해서 되게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어,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어, 더더욱 제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에, 예, 상태이고요. <laughs> 저는 실은 이런 구도로 책상을 놓을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책상은 무조건 벽에 붙어서 있는 게 제일 낫겠지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 역시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그런 뷰는 확실히 <laughs>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laughs> 아이맥을 사야 되겠네요. 오른쪽 편에는 지금 이 방에 스타일링된 조명이나 뭐 의자 그리고 소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어, 정말 좋네요. 의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고민했었던 책상을 이렇게 두면 화상회의를 할 때 이렇게 뒤에 액자 배경만 깔끔하게 보이니까 저희 직원분들이나 다른 예, 회사분들한테 저희 집의 그런 너저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점 정말 마음에 듭니다. 게으른 스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컨텐츠가 어, 여러분들의 그런 인테리어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럼 저는 빨리 다음 영상으로 네, 여러분들께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빨리 다음 영상 편집해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